있는 보물 같아 목적지 없는 자유로움들을 I want to live and b u i l the sky I need some dreaming I need some dreaming 끝없는 하늘처럼 I need some drawing I need some drawing 내 방식대로 칠할 지금 나 더 펼칠 수 있는 상상의 나는 언제나 무한해 Throw it yourself I need some dreaming I need some dreaming 악몽을 꿔도 괜찮아 I need some drawing I need some drawing 비현실적일지라도 I need some so